축아하세요 이거요? 축구공 네? 축구공이요? <laughs> 이거 약간 주도팀이 나오나요? 축구공 있어요? 네, 네, 네. 네? 어떻게 하는 지 네, 저희 수퍼가 AAA에서 네, 초이스 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2년 연속 AA에서 수상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그런 스타분들과 함께 제가 네. 설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인데 네. 이렇게 choice 상까지 주셔가지고 너무 어, 더할 나위 없이 너무 네. 기쁘고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네,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네, 네.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스누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앞으로 저희 스노퍼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저희 스윙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하이라이트 스파 수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